SBL a 그 여행기 SBL. 쇼츠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어. 기차역에 지인 마리아 씨가 마술을 나왔습니다. Unexpected m 그렇게 네. s b a 를 스트리트 푸드 가서 맛있는 햄버거 오케이. 먹고 쉬었습니다. 다음날 레고랜드에 갔습니다. 한국 레고랜드도 안 가봤는데 여긴 벌써 두 번째네요. 이런 거 만들려면은 제작 기간이랑 돈이 얼마나 됐지? 이쪽으로 와줄래? 마무리로 전망대에서 레고랜드 보면서 레고랜드 일정을 종료했습니다. 다음 날에는 여유를 즐겼습니다. Asian market 가서 오징어 짬뽕 라면을 사 먹고 지인이 만들어준 닭꼬치를 아, 냠냠했죠. 네. 이후 SB를 명물 메네시를 짧게 다시 보러 갔습니다. 다시 만나서 반가웠어. 그리고 마리아 씨와 마리아 씨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을 저녁으로 먹었죠. 그렇게 다음 날 저는 코펜하겐으로 떠났습니다. 정말 좋았어. 그럼